10일 신규 졸업자 4개가 출시가 되었습니다. 짜잔! 자, 멜로디아, 캐시, 로렌시아, 이샤 4명이 출시가 되었고요. 자, 오늘 먼저 출시된 졸업자들에 대해서 한번 기조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어떻게 리뉴얼 되었는지 하나하나 예전 과 함께 준비해온 자료로 간단하게 살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짠. 자, 첫 번째는 이 네, 크리스티나입니다. 크리스티나 같은 경우에는 기본 stat 변화를 살펴보면 일단 이제 공격력이 110, 생명력이 855, 그리고 치명 확률이 40%나 증가하였습니다. 그래서 치명 확률이 40%나 증가하였기 때문에 이제 그에 이제 원buff 보통 레피 네, 원buff 정도의 사용이나 이런 걸로도 충분히 좀 사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높, 치명 확률이 되게 높아졌어요. 자 그리고 이제 10강 기준으로 리뉴얼 전 스킬과 한번 비교를 해보면요. 일단 기본적으로 크리스탄 우선 1스킬이 2연타였던 게 5연타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건 노광시부터 똑같이 연타 횟수가 훅 증가했어요. 음흠. 그 대신 이제 공격력 감소가 마이너스 50%가 되었는데 뭐 하지만 이제 노버프 이 공격력 10% 감소면 기존 공격력이 0.9배 뭐 2연타니까 1.8의 데미지가 들어가고 이제 네, 그런데 이제 변화된 공격력 50% 감소라 하더라도 기존 공격력의 0.5배, 5연타면 2.5가 되기 때문에 결국은 데미지도 상향이 되었어요. 데미지도 상향이 되었고 아까 봤듯이 공격력 자체도 상향이 되기 때문에 엄청난 데미지 상향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도 좀 데미지가 상향이 되었고요. 자, 그 다음은 자, 이전에 제 각성 스킬이었던 열광이 이 스킬로 변화가 되었고 이제 3, 4킬은 동일하게 어, 되어 있습니다. 열광도 그거는 동일해요. 자, 순서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자, 그리고 주목해야 할 거는 자, 기존에 이 스킬이었던 삼색탄입니다. 이 삼색탄이 각성 스킬로 변화하면서 삼색탄 영구 지속이라는 스킬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에 일반 공격 전이었던 것이 이제 전투 시작 전으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턴수가 6탄이 아닌 영구로 바뀌었죠. 그래서 이제 이로 인해 이제 침묵이 걸리더라도 삼색탄 스킬이 나가게 되는 걸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자, 이로 인해 뭐 침묵 같은 거 걸려도 삼색탄 스킬이 나가겠죠. 자, 그래서 이거 보면 이제 그리고 이제 상대가 이제 해오면이 아니라면 이제 고강 시부터는 방어형에게는 방어 무시 데미지. 자, 그걸 살펴봅시다. 자, 12강부터 이제 삼색 포탄에 이제 12강부터 강화가 이루어지는데 자, 12강부터 강화가 이루어지는데 보면 이제 방어용에게는 이제 방어력에 의한 피해 감소를 무시하고 이제 방어 무시 데미지 이제 마법하고 공격 지원형에는 이제 받는 피해량 감소 무시하고 이렇게 딜이 들어갑니다. 뭐 하지만 그치만 일단은 대부분 좀 요즘 결장의 해오면이 많기 때문에 음 뭐 음. 뭐, 음. 이 부분은 그건 봐야겠죠. 이제 하지만 이제 역시 아무리 받피감이 높더라도 이제 어떠 반격에 녹아버리는 크리스티나가 특히나 이제 15강을 찍게 되면 이 열광이라는 스킬에 방증이 붙습니다. 이전에 안 붙죠? 이제 이 15강이 돼야지 이렇게 방어력 증가, 95% 증가가 붙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존 방어력 5%가 있기 때문에 이 스킬 15강을 찍게 되면 방어력이 100%가 되는 모습을 볼 수 있겠죠. 자, 방어 증가가 생깁니다. 이것은 이제 제거 불가입니다. 자, 2는 이제 알렉과 마찬가지로 웬만한 반격딜에 녹는 그리고 넓은 공격 범위로 인해 자살을 많이 하게 되는 이 크리스티나가 세터와 같이 고뎀 반격이 아니면 거의 죽지 않고 프리 딜링을 가능하게 해주는 겁니다. 자, 거기에 요새 많이 뜨는 방어캐들은 이제 거의 잡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또한 엄청난 메리트겠죠. 그래서 이때 이제 무조건 쓰려면 솔직히 쓰려면 15강을 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리고 또한 원래부터 좋은 공격 범위 하고 이제 연타 증가, 5연타라는 연타 증가로 루시의 철거 능력까지 증가가 됐습니다. 루시를 1타에 바로 잡게 되면 이제 나머지 4타로 제 데스가드 다 까고 루시를 한 번에 처치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치만 조금 루시에 대해서 아쉬운 점은 건너뛰이라는 점이 때문에 맨 앞 루시의 경우 잡지 못한다는 점이 있겠습니다. 자, 캐시 크리스티나 15강입니다. 짜잔! 자, 크리스나 15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투장을 돌려보죠. 자, 크리스나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헬로 와이 자, 래피 원버프를 사용하고 있는 캐시입니다. 아, 첫 번째 벤신하네요. 자, 래피 원버프로 자, 치약 100개 자, 설철 벤신아 뚝뚝뚝뚝뚝 해서 죽였습니다. 어, 틱이 많이 들어가긴 하는데 철철 이제 10강 벤시나인데 키를 냈고요. 나라타스 보고 버티 나라타스 맞고 일단 그 다음에 캐시 이번에 루디아 때리니까 이건 출혈해 그냥 그냥 녹았죠? 아 루시가 미리 죽어버려서 루시 때리는 걸 못 보겠네 날타 빼고 캐시 넣는 거. 아, 나라타스는 누가 줘? 오빠 잘 가. 지금 나라타스를 대체 불가능. 자. 아, 파라! 박았어. <laughs> 아, 아파. 자 이번에는 오 쿠방이 쿠방이니까 그냥 쉽게 놓이겠죠? <laughs> 아 책상에 목을 몰리다 박았어 갑자기 종아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아, 루시 때리는 걸 보고 싶은데 왜? 네? 구독 방송인데? 자 아, 일단 벤시나를 틱이 출혈이 들어가긴 한데 어, 되게 깔끔하게는 못 죽이네요 근데 되게 쏘는 게 되게 시원하다 그 크리스티나가 쏠 때는 되게 뭐지? 특히나 이연타 때는 되게 쏟아 만 느낌이었거든요 되게 쏟아 만 느낌이었는데 그 뭐지? 캐시가 쏘는 거 보니까 되게 대포 쏘는 거 같은 느낌으로 <laughs> 또 변신하네요 아 그란 때리겠구나 그란 자 그란 잡는 거 봅시다 그란 구가 활활 구가 아졸업자로 구가 그란 녹였고 자, 아 일단 데스가드가 터져버렸거든요? 뭐 어쨌든 하고 이제 여기서 음, 이렇게 점점 일자리 잃는 벨리 울어요. 어... 마모는 일자리가 없어요. 자, 15강입니다. 15강 크리스티나입니다. 이렇게 오빠 잘가 누구 딴 애 좀 잡는 거 보고 싶은데 딴애 잠깐만 칼이 4개 있으니까 칼 좀만 더 쓰는 거 보고 자 뽑기 하러 가겠습니다 실수란 없다 루시를 한 번에 잡는 걸 좀 보고 싶긴 한데 칼 어차피 우편에 있어요. 아 그거 다 쓸 시간까지는 안 되고. 자 뭐 그다음에 카울리 15가 자, 출혈이니까 카울리 녹이겠죠. 일단은 좀 출혈딜로 좀 들어가는 느낌이라서 어 막 한 방에 팡 터지는 건 아닌데 일단 연타 그거라서 아마 그리고 방 100은 아까 봤듯이 달비처럼 방 100은 못 잡습니다. 방 100은 못 잡고. 피약층 탱커? 피약층 탱커... 근데 루시는 잡을 텐데. 자, 어, 1타에 못 죽였어. 아, 달비가 처치를 해버렸네. 어, 자 이렇게 안젤하고 레비아하고 이렇게 못, 못 잡았죠 네, 상자반 때문인가 네, 레비아는 못 잡네요 그리고 철철 루시도 한 1타에 바로 못 죽이는 거 아니야? 바로 못 죽여서 그거 된 거 같은데 근래다 클티 중 뭐 먼저 투자하셨나요? 저 루시 투자했습니다. 탐나는 영혼이야. 부하 1법이라 못 죽이는 듯 그것도 있을 수 있죠 1법이라서 여기서는 음. 안재를 때리고 삽질하겠네요 달라! 까지 보는 건 귀찮아요. 꿀꺽가 대신 나를 샀 같아. 아 근데 확실히 루시 철거가 빠른 느낌이 든다 진짜 이열 이렇게 혼자 있는 거 그런 거는 루시 그냥 빨리 잡아버릴 것 같아 아이고 이거는 어? 발비가 인간이었다니 네, 이렇게 자, 이렇게 캐시였습니다, 여러분. 와. 두 번째는 글레이시아입니다. 자, 글레이시아 같은 경우는 기본 공격력이 331, 그리고 치명 확률도 50%가 이 아이도 높게 이제 올라갔습니다. 어, 그래서 글레이시아는 1스킬이 이제 빙결이 상급 빙결 하고 상급 빙결 반격 영구 지속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2의 스킬이 이제 빙결이 상급 빙결로 변화하면서 턴수가 24턴으로 증가하고 이제 적 모든 능력치 마이너스 65% 감소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스킬인 얼음 보호막은요 스킬 이제 명은 같으나 이제 계수 및 턴수, 발동 시점 등이 변화했어요. 그래서 2-1 얼음 보호막의 경우 일반 공격 후였던 것이 이제 전투 시작 전으로 이제 바뀌었고 그리고 받은 피해량 계수가 75%로 증가 그리고 이제 적의 일반 공격의 방어력 증가 효과를 얻는데요. 이거는 이제 2-2에서 다시 볼 거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이 예상량에서 제거 스킬 타입으로 제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어력 증가는 이제 제거 및 종료 시 기존에 있었는데 제거할 수 없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제 일반 공격 받은 후에 방어력이 80%이 수치도 올라갔어요. 그리고 이제 뭐 세 번째 스킬하고 각성 스킬이었던 도발하고 공방면은 스킬의 위치가 바뀌었을 뿐에 이제 내용은 동일합니다. 자, 글레이시아 같은 경우 이제 키포인트는 그랑과 같이 전투 시작 전 얼음 보호막이에요. 이거는 이제 제거가 불가하죠. 그리고 10 후에 이제 방증이 된다는 부분입니다. 일단 이것도 근래도 뭐 쓴다면 15강이 돼야지 쓴다. 이 방증이 이렇게 바뀌어요. 그래서 자신의 빙하 상태로 만들어 보호합니다. 그래서 모든 피해를 받지 않습니다. 행동 불가 상태가 됩니다. 이제 아예 일반 공격 받은 후 이제 자신을 가드하는 상태로 해서 모든 피해를 제가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공은 모든 딜을 이제 막는데 2호금으로도 못 막고 금지 및 침묵 효과를 무시하기 때문에 2호금으로도 못 막고 음. 그래서 고로 1댐 또는 그리고 지속 어디 갔냐? 지속 피해. 어, 지속 피해 스킬로 받은 피해는 반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속 딜, 지속 피해로만 받피 60에 기본 방어 10인 글레이샤를 잡아야 합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웬만한 거는 다 요즘 지금 있는 애들을 다 버티는 것 같아요. 말빠따라 특히 이제 모든 걸 다 즉사라고 생각을 했던 레비아도 버티고 뭐 벨페 이런 것도 버티고 나르타스도 이제 본인의 버프와 나르타스의 버프에 따라서 어느 정도 일정 정도 버틴다고 합니다. 어뭐단10전 스킬을 쓰는 이제 뭐 벤타나라던가 드웬이나 뭐 강력한 지속들을 가진 키리아 등이 좀 카운터가 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이제 아스모드는 동기어진으로 같이 좀 죽는다고 하는 것 같아요. 드웨인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현재 뭐 벤타나랑 드웨인을 쓰질 않으니까 뭐 그런 걸로 예전에도 뭐 이런 스타일이나 뭐 도발이 나오거나 이런 스타일이 되면 뭐 벤타나나 드웨인 이런 거가 되지,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식으로 말이 많았어요. 근데 결국에는 이거를 써서 얘네들 카운터를 치는 일은 거의 없었거든요. <laughs> 예, 자 그리고 이제 글레이시아 사용덩은 추천 조합으로는 일단 레피 1버프 같은 걸 이제 레피 같은 걸로 이제 같이 붙여주는 거. 그래서 정화하고 뭐 피격시 회복 부여 이런 거. 지피면 부여로 이제 카운터를 죽이는 활용범 뭐 이제 미카도 발라서 하는 게 좋습니다. 이제 딜러에 놓으면 한 방에 잡을 수 있는 용병이 거의 없다시피 한 것도 좀 장점이고 그리고 이제 추천 룬은 좀 철철을 좀 옮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굳이 뭐 뽑자면 단점으로 꼽으면 15강이 좀 필수인 것 같아요. 이것도 크리스나처럼 어, 14강하고 15강의 이 얼음보호막 뒤의 차이가 완전히 다른 캐릭으로 좀 바꿔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얻어도 뭐 버티긴 하지만 자체 뭐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래피 일부푸가 많이 있기도 하고 그 래피 이제 회복 이런 게 있어서 그런 거를 힐하고 같이 쓰는 조합이 좋은 것 같습니다. 음. 자, 그 다음에는 오늘은 기, 지난 저희 유튜브 영상 로 시발 제 영상의 주인공이신 채아야 아빠 왔는데 좀 반겨주겠니님입니다. 아, 자, 또 옥토 조력자를 위해서 다이아를 존보하고 계셨는데 오늘 핫한 소식에 다이아를 조금 푸셔서 자 크리스티나 15강과 글레이시아 15강을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짜잔 오늘 많이 핫했던 글레이시아 15강 자 실볼과 함께 결투장에서 한번 돌아가는 거를 구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레이시아하고 크리스티나를 이렇게 사용하고 계십니다. 사루비아까지 써서 암루시를 겨냥한 덱을 지금 선보이고 계신데 실수란 없다. 근데 크리스티나도 한번 다시 같이 볼게요. 아 근데 사루비아 터지기 아니 크시나 터지겠네 미카의 사루비아 레피가 없고 이제 미카 월야 사루비아 3버프 조합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자 글레이시아가 자 발제 자 안젤 버텨주고 이유는 걸린 상태 도발 밑에는 나르타스가 때릴 거고요. 일단 여기서 나르타스는 버텨줬습니다. 나르타스가 일단 노버프였네요. 노버프 11강이었고 그 다음에 레비아도 자 버텨주고 자 달비를 버텨주고 그 다음에 발제도 아 발제에서 마지막에 끝이 났네요. 루시를 치고 있고 먼저 루시는 깎고 자, 우리 루시가 버텨주고 있으면 자그 다음에 나르사스로 꿀꺽 삼켜주면 자 끝이 납니다 쉬운 장비 이제 자체 회복 같은 거 없기 때문에 확실히 이제 레피를 발라주는 부분이 이제 힐이 돼서 좋을 것 같은데 어... 음, 일단은 적팀의 버퍼가 먼저 죽었기 때문에 음. 그래서 게다가 지금 이 덱 같은 경우에는 어 글레이시아에 따로 버프를 안 주고 있는 덱이에요 따로 글레이시아는 노버포인 상태로 그냥 생으로 막고 있는 거거든요 자 사루 앞에 건너팀 해주고 자, 아스. 자, 안젤이 맞고. 자, 아나스타샤가. 아, 머리아 때리구나. 자, 글레이시아 도발 갑니다. 자, 달비. 오, 달비는 좀 센데? 달비가 한 6천 깎았어요. 근데 이게 확실히 내 피를 발라주는 게 좀 다를 것 같은데. 원래 방어가 지금 아철활 활을 쓰고 계시네요. 자 벨페 버텼고 아 그 아나스타샤랑 같이 갔어요. 뭐지? 철철룬이 아니고 철활 활룬을 쓰고 계시네요. 그래서 글래를 또 써보고 레피를 가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이게 레피에 뽐뿌가 오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사로비아 키시를 쓰실 줄은 몰랐네. 이제 철이 아니라 고팔인데도안자를 그냥 버티네요. 근데 발제한테는 그냥 가버렸네요. 정도면 더미어를 안 만나지. 오늘 밤 꿈속에 찾아갈게. 채아님 래피 없으신가? 낮아서 그럴 거 아닐까요? 그란을 때리겠네요 와 그냥 앞 바로 앞타에 녹여버리는데 그란? 글래시아 하고 달비 먹고 아 에딘이 때리는 거 보고 싶었는데 글레시아 페르시아가 있으니까 투더미네 투더미 더미가 두 개야 루시줄 하나랑 글래줄 하나 이렇게 먹을 수가 있네 이제 고요해졌 에딘 있으신데 왜 안 쓰시죠? 글쎄요? 에버에도 그란이네요 12강 그란 3부 프라 와 앞대부로 그냥 녹여버려 발자가 좀 아프대 그리고 진짜 확실히 근래는 좀 랩피랑 궁합이 잘 맞을 것 같아. 여기서는 죽어버렸네요, 나라한테. 나라 3강인데. 발제가 아픈데, 발제가. 뭔가 근데 크리스티나도 되게 어, 너무 시원시원하다 되게 자 마지막으로 한 판만 더 보고 뽑기 마지막으로 하러 가겠습니다 글레이샤 글레이샤보다 크리스티나를 더 보고 있는 것 같아 <laughs> 앞세실에 오히려 막히겠는데 사루비아 크리티아 앞 사루비아 크리스티나 안변 세실을 죽였습니다 아 차라리 월야 말고 월야 버프가 필요 없으면 벤시나도 좋을 것 같은데 그래도 뭐 우리 날타가 이겨잖아? 아 되게 근데 시원하다 뭔가 되게 시원해 안젤을 그냥 뭐 기스도 안 나는데 안젤한테? 철론 아니고 활론 꼈는데도 안젤한테 기스도 안나는데 거의? 자 이렇게 글레이샤였습니다. 쇼하 자 이리스입니다. 저 사성 이리스인데요. 이리스는 공격력 100 정도 증가했고 생명력이 1600 어, 정도 증가하였습니다. 자 이리스 같은 경우는 일단 제일 큰 변화점이 어, 스킬 범위가 바뀌었어요. 스킬 범위가 바뀌었습니다. 맨 처, 아 이전에는 이제 맨앞 한 칸이었던 것이 건너뜀 X자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지금 코레트하고 같이 되시는 부분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스킬이 이제 상급 현혹이라는 걸로 바뀌었어요. 기존의 현혹 반사는 이제 2스킬이 됐고요. 근데 처음에 그래서 1스킬 상급 현혹이라는 스킬로 이제 추가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때려서 현혹을 시키고 자, 그 다음에 현혹 방역도 기존보다 턴수가 늘어났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3 스킬은 뭐 이전에 뭐 각성 스킬 이었던 뭐 일반 공격 후 지속 피해 면역이나 뭐 상급 보호막 이런 게 좀 합쳐졌고 그 뭐 도발에 있던 이제 받피감 이런 것들이 다 합쳐지면서 이제 상급 지속 피해 면역이라는 걸로 지속 피해 스킬의 면역이 되고 일반 공격 전에 면역이 되고 받는 피해량 감소가 이렇게 되는 스킬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도발은 이제 상급 도발에서 도발로 한 단계 낮춰져서 이제 받는 피해량 감소가 없어졌어요. 대신 이제 이전에 상급 지속 피해 면역의 받피량 부분에 같이 좀 들어간 게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일단은 어, 가장 눈에 띄는 점은 뭐 공격 범위죠. 아까 봤듯이 공격 범위고 자 그거 하고 이제 현옥을 및그 현옥 반경 및 상급 현옥을 이어서 넓은 범위의 현옥을 주는 건데 자이 상급 현옥이라는 부분이 어 상급 현옥이라서 잘 이해를 못했는데 사실 저도 상급 현옥이라서 정화가 두 개가 있어야 된대요. 하나의 정화로는 안 되고 풀고 나서 또 정화를 해야 된대요. 3급 현혹이 재검이 종료되면 적에게 현혹 효과를 적용합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더블 현혹이라서 정화를 두 번 해야 돼요. 이거 참 어, 특히 신결 같은 때 사용되면 신결에 이제는 헤어면 용병 같은 게 보통 많이 없기 때문에 공방병 용병이나 헤어면 아나이스를 바르는 부분 이런 부분이 좀 돼야 되는 부분이라 그 부분에서 음, 더블로 되는 부분 자 그리고 늘어난 바피감 하고 이제 상금 현혹에 달린 이제 방증 회복 이제 방증하고 회복 걸로 이제 캐릭터의 탱킹력 또한 매우 이제 높여줍니다. 그래서 유틸성 높은 탱커의 자리에 이제 오르게 됐을 텐데요. 자 일단 추천 강화수는 14강입니다. 이제 늘어나는 방증이 최대 수치고 그리고 15강이 되면 현혹 이제 반격이 연구가 됩니다. 자, 기조까지는 이제 턴수 반사 반격이 18턴이었는데 자, 전투 시작 전에 아예 연구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15강을 하는 게 이것도 확실히 좋겠죠? 이거 현혹이라는 컨셉을 살리기 위해서 더블 현혹이 대부분인가?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공격력도 증가, 생명력도 증가, 치명 확력도 증가, 민첩성도 증가했습니다. 어 아이도 증가했네. 자 일단 그러니까 첫 번째 스킬은 이제 상급에서 최상급으로 올라가면서 이제 스킬 계수 가 올라갔고요. 기, 이제 회복뿐만 아니라 이제 추가적으로 공격력 증가라는 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추가 피해 유지 시 적이 사망하면 공격력이 증가하고요. 그 공격력은 중첩으로 계속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각성 스킬은 똑같이 저주인데요. 저주의 개수가 늘어났습니다. 이제 두 번째 스킬 같은 경우는 이제 자리가 바뀌게 되면서 이제 무효화하고 이제 그 어디 갔냐? 어, 상급 극강의 일격 이게 자리가 바뀌었는데 그 자리가 바뀐 거 말고 무효화는 그대로 그냥 무효합니다. 자 일단 15강인 경우 뭐 가장 중요한 건 아무래도 범위겠죠. 범위가 기존의 최대 4칸이었던 거에 비해서 이제 5칸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네, 그뿐만 아니라 그리고 공증 이 또한 생기면서 이걸로 이제 마리아의 엄청난 딜뻥을 기대를 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아, 이게 아니었나? 어, 뭐, 신결의 나르타스 이런 말도 하는데, 알리사하고 또 다른 느낌인 것 같아요. 기존에 이제 알리사도 뭐, 조력자 나왔을 때, 아, 신결 나타스가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제 네, 도발무시가 있다는 점하고 뭐 마리아는 도발무시는 따로 없다는 부분 때문에 어 그 도발을 따라가겠죠. 그 부분 네 부분이 좀 있을 거고 이제 칸수 같은 경우는 마리아가 더 높고 그리고 또 삼성인 부분 네 이점이 또 다를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가 간단히 이제 준비한 이제 이전 이제 캐릭터들 하고 이제 살펴본 거는 여기까지입니다. 짜잔 어, 추가로 유튜브에는 여기에 뭐 어, 인게임 공격 모션이나 인게임 일러 같은 거 같이 조력자들 조력자 애들 인게임 모션 같은 걸 좀 추가를 해서 유튜브에 업로드를 할 예정입니다.